안녕하세요. 네. 정확하게 어, 짚으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뭐 가사를 쓰다가 워낙 뭐 90년대 오렌지 음악에 대한 향수도 있고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었는데 뭐 한창 이제 뭐 다른 힙합하는 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기억이 아마 타이거 JK 형이었던 것 같아요.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형이 야 나, 나중에 너가 노래를 만들 때 Rhythm is Life라는 Life is Rhythm 이 구절을 가지고 노래 제목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 정말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어, 음악을 만들 때 좀 인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가사를 쓰는 도중에 아 그때 그 구절이 생각이 나서 어, 그 부분에 이제 넣게 됐어요 저희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어 그때 먼저 들었더니합 뭐, Naughty by Nature, 노티바이 네이처나 뭐 그때는 MCMO 음악 뭐, <laughs> 처음 듣고 한국에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 뭔가 멜로디 없이 리듬만 가지고 노래 하나 완성시킬 수 있구나 되게 남자 같고 멋있다 그런 거에 빠져서 둘이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때부터 첫 번째로 음악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예술의 장르이기도 하지만 저희한테는 직업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한테 첫 번째는 음악을 만드는 거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영상에 막 이렇게 좀, 좀 참여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모든 예술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다르게 해소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악이 가끔가다 안 나올 때는 어, 그림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일종의 다른 탈출 문제 그 영혼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인데 언어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뮤직비디오 디렉터랑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쨌든 듀오로 정말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건 또 특별하게 어떤 개인적인 작업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제 자화상을 태우는 의미는 그냥 어떤 다른 전체성을 좀 만드는 어떤 그런, 그런 의미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화상을 태운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이나믹 듀오로서 보여줬던 정체성 말고 어, 내 개인의 정체성 어, 이런 거를 어,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거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. 요즘 음악 중에서는 켄드릭 라마 앨범을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네, 맥클모어 그 앨범하고 켄드릭 라마 앨범 두 개를 가장 많이 아. 들은 것 같아요. 저는 비행기에서 Tribe Called Quest 예. 앨범을 듣다 왔어요. 요즘에 좀 그런 90년대 어, 되게 원초적인 어, 힙합 어, 음악의 색깔이 강한 그런 형태 음악이 되게 많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 앨범 많이 듣고 온 것 같아요. 어, 저희는 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4년 정도 힙합 음악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 힙합 듀오고요. 한국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한국 언어로 그 한국 스타일의 힙합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시, 들으셨을 때 그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음악이라는 걸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충분히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악을 통해서 그런, 많 그런 일이 좀 많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이거 허락 No comment. 난 <laughs>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에요. 여기까지 아. <laughs> 할게요. <laughs> 네. Thank